진짜 이거 약간 심장이 쬐깃쬐깃하네요 여덟 번 어, 나이스 넌, 끝, 넌 끝이다 넌 끝이야 너 빨간색 아, 가자! 과자 열두 번 아, 빨리 빨리 어,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덟 번 걸렸다 나 이거 사실 걸렸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들 내 참새야 내 귀를 누가 막아주지 그러면? 어 너무 사 아! 아! 아! 아!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근 내 갈비야 여쭈 <laughs> 아, 한 번, 한번더 눌렸어. 한번더 눌렸어. 아! 오, 어, 왜 아홉 번 아시죠? 열 번 걸려. 열번 없는데? 열 번, 열 번. 오! 대박, 열 번 나왔어. 대박. 와! 와! 아, 커피예요. 커피, 커피, 커피, 커피, 커피, 커피, 커피.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